향이 괜찮겠어요? 나안 보이잖아 지금 이제 각도 어때요? 괜찮아 저런 거 조금 더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다려봐 안돼 안돼 안돼 아 근데 야 오케이 얘 잘라 아니면 얘를 좀 당길게 선글라스 끼고 해. 저 어, 도망가겠습니다. 네. 네. 기다려. 기다려. 됐어요. 먹어도 처음 만들어. 못 닦아야지 맛을. 맛있겠지. 굴소스 들어갔는데. 맞아. 마법의 굴소스. 너 안 먹어? 저 먹어요. 응. 양이 괜찮아요, 이걸로? 뭐, 우선 이걸로 해도 부족한 거. 아까 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? 컨셉인가요? 네, 컨셉. 저 아시죠? 제 별명 아시죠? 뭐요? 럽든 램지 엽종원. 아, 러버를 든 냄비? 네. 예. 바로 지금 이게 카메라 구조상 제가 원래 이거 냉장고 검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어, 어? 음, 그냥, 음? 근데 맛있다. 야, 네, 맛없으면 라면 스프 넣으면 돼, 진짜. 어, 근데 진짜 맛있어 라면 스프 안 넣어도 돼요? 그래. 네. 오! 그런 식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저한테 안 속죠. 꼬들꼬들 이제 여기서 소금만 넣고. 아, 몇, 몇 공기 넣었어? 한 공기. 한 공기 넣은데 이렇게 많네? 왜한 공기 했어? 우선 나 혹시 몰라서. 많이 만들어봤다 망하면 큰일 나네. 니, 니 잘하잖아. 두 공기 넣지. 맛있어 진짜로? 너 같이 먹자 이제 진짜로? 응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? 근데 이게